야, 야 이건 엄청 불리하잖아. 어? 집게를 갖다 봉인당했잖아. 랍사는. 아 그러네. 그래. 아니요 지금 랍사 뒤로 빠지니까 계속 잡고 있는 거요. 양쪽 더듬이다 잡았구만. 머리끄댕이 지 뜯어준다. 왜 아무 죄 없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. 응. 이렇게 집으려고. 오븐에, 오븐에, 오븐에 찍는다고. 오븐에 찍었다요. 밑에 있는 데 찍었어. 어떡해, 불쌍해. 어, 어, 나, 어, 꼭, 꼭, 나서 어, 꽃게 언니야 나 뭐, 뭐하냐 <laughs>